Ani tu se j e s u paina pano Jerusalén pu w a. Ayatina Jerusalén pu tisito pano ka tenku olivo mamati de de k a i hirimaska betfaje mamati rimaska kai. Ahichin betania mamati rimaska kai sumuta. Timaskani pyamaska kai Jesusiro tobuina pyaro revaro karo taro onse ni j a u k i w a Simaska pu burro kare nana waga. a topsna burro kane tidõtetah poriro kane vohkasõnaka. Tiro nekiro tipisama noerariroka hika. Tiro kane vohkana jutadare pha nata basaga jyre. Tiro kane mõsa pha cheñeno kiro do'se hiriro do'se joanatana burro kane ndõtetah pori dare pha hari mõsa. Tonichi thyona ose ni jy'tiga tirore. Mari Maripytoro burrokane ka'marojkasinire niya'ugatirore. Niya'uduhti warojka tobu'ena pyarore. To'anichíntina pyarose toníriro pysýa. Ti'asýchyn hipitia Jesús toníriro ta va'a. Ahia tina tirokane tipachinia tiroka pya tinane ni sinitua. Dosoyo anatana burrokane detedasporidare pahari masa. Ni sinitua tina. Mani putoro, burro con e ka ka ma s i nine. Ni ji t i a tina. Ani j a u t u su tiro k a n e h e s u kapu n a s i a Nase t u se tibui sasu tire tiro k a m b u i pumpa payo tu se chinye. j e s u s e tiro k a m b u i tomuha pachen yoado atina. j e s u tiro k a m b u i to pisachen to w atopano masa tibui sasu tire tuena to w atimai sanyo kumeta Jesure nyopayo. Sina Jerusalén ka pu su olivo mamati de pu hiali ma pu sia. To pu Jesús to pu echen pu oina pajihi pu kia kwa masme tua mene to joaño lire. Noa to joa lire tiñiri kirire makuan kwa maskune noariro tuariro hira ni sanyurkua. Ayoa kwa maskune nyopayoa once ni sanyurkua. Ariro kwa maskune to wakariro maniputoro noano hijaro. mueno más que la nuevo hijaro mueno más que el cuama que mutua y lo niño payoatina tiene que tuvo a fariseo curva más que nada maena ca y bastó y hina jesús once mil ya ua buenido me buena de dicta mala tostiga ni a tina me sale ni tan hija tina ti sanyuru cuera che ta perise sanyuru cubo nia Jesu fariseo kura mahkainane. Ani tu su Jesu Jerusalén kaapu su ti mahkane nyeros karo tia. Once nia tiro. Jerusalén mahkaina mi pu pinitare mahsare pichaga pu wa borinane kwa mahke toye dotore mahsa mahseche noaje dabwa. Ahi pachenta mi pure mahsa tire ne tu duerare. Ahiro kwa mahke tire mahsare mahsindu tierare. เมื่อซาลันยืทุตีนาเมื่อสังฮิริมักาเนสโรอากะอาจวะเมื่อซาลันตีนาวิฮารวาสิตีพาตาตีนาเมื่อสังจามักาเนขวาพาญากะเมื่อซาคือเนว Mesamase dua de buiri mesarenya tutinane kuamake mesane kuaduh tiroca. Nia Jesús Jerusalén mascainane.